미안해서 솔직하지 못한 내가 안녕하세요 일본 리뷰하는 뷰리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노래를 왜 불렀냐 바로 오늘 소개할 제품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SNS에서도 핫하디 핫한 세일러문 브러쉬입니다 이 세일러문 브러쉬는 네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트 모양, 달 모양, bling bling.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도 심쿵! 이미 SNS에서도 많은 후기들이 올라와 믿고 쓰는 스타일러문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법은 네라트를 할 때 생기는 더스트를 칼칼칼 털어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생긴 브러쉬를 파우더나 블러셔에 묻혀 톡톡톡 발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질이 엄청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거든요. 브러쉬가 그립감이 엄청 좋아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up up! 그래서 전 이렇게 네 가지를 실제로 get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쯤에서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놀라지 마라! 14,000원이란 사실! 우리 모두 동심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뾰로롱! 잠깐만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